2시가 되었고요. 휴식 시간입니다. 네. 와. 와, 아, 나 이거 처음 는잖아 전에 노동을 하신 지혜 씨. <laughs> 고생했어.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아싸, 화장실 5분. <laughs> 그리고 깜짝 미션을 두 가지를 아, 야 내가 한것 같은데? 미주 씨. 아내 몸! 제가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너도 오빠. 네. 별로 안 찍고 있는데 어, 저 상도, 상도 옮겨줬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착한 일리스트가 한 분이 더 있어요.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했을 때 자신을 전 치는 와 이게 이게 여러분 이게 플레이트 한 번만 하나 둘셋나 아, 아, 진짜 스레까지 올라와서 받을 수 있어요 받을 <laughs> 지금부터 휴식 시간을 보낼 건데요 휴식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아 설마 고르는 거예요 휴식도 재밌겠다. 비 맞아서 이러고 는거 아니야? 아, 나 진짜 어, 유튜브 나서 시간 비맞아 어, 어. 아니 물고 나서 이렇게 대박 아니면 명상. 서 있기도 있야 명상이면 어떻게 두 시간 동안? 아멍 때리기, 멍 때리기. 아니면 아니면 요가 두 시간. 남았을 때. 휴식이라 해가지고. 기상 순서대로 더 비드가 들어가라고 하면 아 그때 한 분씩 들어와 주시면 돼요. 와, 나, 나 그럼 남는 거 가져가야 되 근데 제일 좋을 줄도 몰라. 상관없대. 새콤달콤 응? 새콤달콤 너 새콤달콤 있어? 응? 어디 네 새콤달콤? 너? 너 아니야? 나 아닌데? 이거 립스틱이야 응 립스틱인데? 나 못된 거 누가 배워 립스틱이야 자진납세면 또 착한 일이 될 수도 와. 있으니까 네. 음. <laughs> 나 순간 내가 새콤달콤 먹은 줄 알았어. 착한 일 했어요. 이 나쁜 일이잖아 이거. 무 숨기는. <laughs> 어제 산 거. 1번 수정 씨. 네. 안녕. 첫 번째가 안 좋은 걸 수도 있어. 왜냐면 경우에서가 많거든. 봐봐, 제 반응 봐. 갔는데 못 돌아오는 거 아니야? 지성이는 표정이 솔직해가지고 다 보여. 아,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시면 돼요 아 힌트 좀만 주세요 저도 몰라요 이거? 아니요 잠시만요 <laughs> 네 이걸로요 아! 자 선택하신 아이템은 아! 아 뭔가 이상한가 봐. 아! 아. 수정이 죽는 거 아니야? 휴식이 아닌가 봐. 아 모르겠어. 뭐야? 휴식인데 나쁠 것 같아. 뭐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언니 언니 그거만 말해 복불복이에요? 복불복이지. 아, 안 보여? 안보이지 휴식. 따뚱. 선택하신 아이템은 자세한 설명은 모든 멤버들이 뽑으면 말씀드릴게요. 언니 좋은 거죠? 웃었어. 진짜 금성이다 언니. 좋은 거구나. 말하지 말래. 같이 들어올게요. 같이 들어오세요. 왜 나 왜 우리는 왜 떨거지야? 늦게 일어나서 보사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네, 가서 앉아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가 바본 건가? 다 뽑았어요. 이번 시간은 두 명이 한 팀이 돼서 휴식을 즐기게 될 텐데요 먼저 독서를 고르신 두분 힐링이야? 심지어 독서 독서는 말 그대로 독서예요 조심 아 보겠다 책을 모두 읽고 제작진에게 오시면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게임을 고른 멤버들은 어, 나! 진짜 네. 싫어하는데 진짜. 아, 하필 언니가 보면. 게임은 거실에서 눈빛으로 게임을 하는. 아 진짜 재밌겠다 이거. 목 아, 아, 아, 재밌겠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재밌겠 다음으로 구석을. 사우나 가나 봐. 어 사우나 가나 봐. 찜질 찜질방. 찜질방이다. 보석 십자수 만들기 어. 보석 십자수 만들기 어. 와 기가 막힌다 진짜 아, 잘 진짜 잘 어울린다 야, 너 조신해지고 싶다며 언니 아. 여성이두 시간 동안 십자수 성공해봤어요? 음. 너무 좋아요 지금 힘낼 필요가 없어요 <laughs> 마지막으로 힐링을 고른 멤버 두분 커플 요가입니다 <laughs> 어 둘이 요가잖아 둘이 어, 요가니까 그래 좋네 언니가 어, 나한테 막 요가 두시간 동안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요가 두시간 나왔을 때 식이라 해가지고 잘할 것 같은데? 그러다 그러니까 유연하면 그러면 갈수 있어 아, 야 우리 네 개만 금방 끝낼 수 있어 지금부터 보석 십자수 만들기를 해볼게요 아 망했어 와 이쁘다 화이팅! 화이팅! 시작! 이거를 번호를 일치한 대로 놔달래 여기다가 이게 트레인가? 아무튼 쏟아줍니다 어? 어떻게 카메라 괜찮나? 어, 괜찮아요. 어, 어떡해. 야 우리랑 무슨데? 서로 못하는 거 아니야? 어떡해 집중하면 다 할 수 있어 야 나 집중력 진짜 짱이야 지금부터 터플 요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죠, 언니.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요. 첫 번째 거? 네. 네. 그냥 발 대면 되는 거지. 언니가 날 밀어줘. 얘가 저렇게 찢어줄 수 있게. 나 지금 다 올린 거야. 더 와, 나한테 더 가까이 와. 좀 발좀 <laughs> 어. 내려줘. 어. 아니야. <laughs> 좀 가까이 이거 땡기자.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잠깐, 아 이거 어렵구나. 언니 손바닥 뒤로, 저 뒤로 이렇게. 자 가요? 네 갈게요 웃어 시작. 웃어 이 보이게 4 5 6 7 8 9 10 통과 아, 껌이네 어, 어 이거 이거 나 내가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우리 동생이 많이 해줬어 어렸을 때 언니가 여기서 이렇게 직각만 만들면 돼요 아, 진짜 왜? <laughs> 언니 우리 뽀뽀할래? 아 뽀뽀 헐 싫어 왜왜왜 <laughs> 그럼 2번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 언니 언니 언니가 위에 가나 진짜 할수 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언니 나 한번 믿어봐 나 못할 것 같은데? 아니 할수 있어 언니 일로 와봐 <laughs> 간지럽고 아니 언니 할 수 있어 빨리 와 어디다 낼 거야? 여기 골반에 <laughs> 아! 아 왜! 왜! 아니 간지러워 아 되진 않았네 왜 간지러워 언니 아니 아니야 하자, 하자. 어. 언니 우리 진, 이 진짜 쉬워 쉽다고? 내가 이거 우리 동생 많이 해줬어 아니 어렸을 땐 많이 하지 언니 지금 내 동생보다 가벼워 언니 언니야! <laughs> 아니 언니 배 힘 좀 줘봐 아니 배 힘을 언니 그 내그 내장 그 파괴되겠다 아, 나도 힘을, 힘을, 줘야 돼? 어 그럼요 당연 여기 위에 있는 사람도 중요한 거야 안돼 안돼 빨리 일어나 아 이제 감 잡았죠? 뭔지 알것 같지? 뭔지 알것 같지? 빨리 알, 알겠다고 해봐 내가 밑에 아 진짜 한 번만 더 시작 내가 밑에 왜 뭐가 웃긴지 말해요 <laughs> 내 얼굴이 웃겨서 그래 다리를 최대한 어 그치 됐어 됐어 하자 이래 어. 도전하자 할게요 진지하게 아, 시작 다리 더 올려 언니 7 8 9 통과! 나 우리 때는 독서를 못 빨리 빨리 하고 우리 거좀 해주면 안 돼요? 네. 지금부터 편안하게 마음의 양식을 쌓아주시면 됩니다 아 양식 전달한 책을 읽으시고 다? 저한테 오시면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싹 다? 아한 권만 읽어도 되는 거죠? 카드 있죠? 뽑을 거예요 아... 독서 시작! 쉬운 것부터 읽자 입이 큰 개구리 원래 이런 거는 책은 이렇게 이런 이런 데에 좀 중요한 게 들어가 있어요 파리 지렁이 열매 오히려 되게 1차원적으로 나왔을 것 같아 여기에서 막 이 사람이 신고 있는 장화의 색깔은? 막 이런 거 아, 너무 어렵다 아 설마 이렇게 많은데? 막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 색깔은? 막 이런 거 될 것 같아 막 아, 그런가? 저는 꿈틀거리는 지렁이랑 달팽이를 먹고 그래서 이게 산답니다. 제일 이게 제일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이렇게 몇몇 명, 몇 수 이런 걸 물어봤을 때 밀리? 어. 어 우리 물량 어떡하지? 우리 분량 제일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네, 집중이 안 돼요. 아, <laughs> 집중이 안 돼. t h a 와 우리 찍어주는 거 이거밖에 없어 <laughs> 아 <laughs> 너무 슬프잖아 야야야 한번 그냥 하나라도 해볼까? 그냥 이거 이것만 읽고 하자 그럼 어떻게 두 시간 동안 책을 읽어 책 읽는 거 한 10분 읽고 안 읽는데 <laughs> 아 저는 약간 성인 ADHD 있는 것 같거든요 아, 다 읽었을 거 하나 주세요 딱 집기만 하세요 첫 번째 1번이요? 책 가지고 오세요 언니를 아 어, 이거 봐몇 <laughs> 어, 명인지 세어보는 거 아니야 사람? 이게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이렇게 몇몇 명, 몇 수 이런 걸 물어봤을지도 몰라 아책 책책 언니 괜찮아 찍어도 찍어 문제는 제작진이 지정해주는 페이지에서 10초 안에 원리를 찾으세요 시작! 보는 눈 미쳤다. 듣는 귀 보는 눈이 있다고요 저는 모자도 <laughs> 제 이런 거 되게 잘 찾아요. 숨은 그림 찾기 이런 거. 와, 아, 대박. 맛있대? 저는 그러면 된 거예요? 아, 진짜. 자, 네. 연습에 관한 문제인데요. 도전하시겠어요? 네. <laughs> 이렇게 다들 필요 없어. <laughs> 노빠꾸. 자, 시집 연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달의 기운에서 나오는 달의 개수는? 달의 기운에서 나오는 달의 개수요? 달의 기운이 뭐예요? 달의 기운 그냥 생각해 아무거나 그냥 달에 달, 달에서 나오는 기운의 개수를 말하는 거야? 최대한 우 뭐? 많은 게 많게 해 최대한 많게 하라고? 초승달 몇 개지? <laughs> 몇 개일까? 스무 개 스무 개? 열 개? 아 열개 밑일 것 같지 않아? 아니 너 아닐 것 같아 아니 n nope. 아, 얼마 없을 것 같은데 일곱 개요 땡 몇 개예요? 정답은 스무 개예요 20개. <laughs> 야. <laughs> 자, 지금부터 링피트 어드벤처 목표 달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첫 번째 게임 물레 돌리기 할게요. 이거 상급. 아, 상급 상급이요? 네. 처음인데. 네. 70점 이상 하시면 됩니다. 70점 이상이요? 네. 네 해, 보자할수 있어. 할수있 네, 해보자. 다시. 알지 알지. 잠깐 언니 아직 누르지 마. 아, 너가 얘기하면 누를게. 어, 좀더 깎아. 여기도 좀 깎아. 시. 어. 계속 누르고 있어봐요. 내가 계속 움직일게. 어. 시작. 계속 계속 계속. 나 지금 힘조 남았어. 힘 조절 어, 비슷하게 어, 하고 있어. 계속 나 계속 여기 이렇게 있을게. 좀더 깎아. 여기도 좀 깎아. 시. 어. 계속 누르고 있어봐요. 어, 어, 어.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어, 언니 잘한다. 그치? 됐지? 어. 이 정도면 됐잖아. 아니, 좀만 더 깎자. 여기, 여기. 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여기도, 여기도. 시작. 됐어, 오! 됐어. 이제, 언니, 이제, 이제. 곡선 타고 가자. 시작. 네? 조금씩, 조금씩. 어, 됐어, 됐어. 이 정도? 어, 어. 됐어, 됐어. 이제 여기 이 동그라미를 어떻게 만들지? 와, 이거 어떻게 만들어? 이거 너무 시, 어려운데? 시작.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밑에 언니, 우리 밑에. 언니. 일단 많이 깎아. 시간이 없지? 아, 0점? 아 왜? 너무 어려워 아 언니 무조건 좀더 깍깍 깎아보자 그냥 많이 깎자 어 다시 해보자 아 재밌네 두 시간 동안 이거 하자 아, 너무 어렵다 너 안 힘들어? 너 <laughs> 괜찮아 너 하다 힘들면 나랑 바꿔 어나 운동하고 싶었어 다시 좋아 좋아 나 시작 위에부터 어? 많이 깎자. 많이 깎자. 많이 깎자. 많이 깎자. 많이 깎자. 많이 깎자. 많이 깎자. 많이 깎자. 힘을 많이. 어, 너무 많이 깎았다. 괜찮아. 괜찮아. 거기를 기준으로 하자. 그래, 그래. 어, 됐어, 됐어. 어, 됐지? 어, 어. 비슷하지? 어, 네. 여, 여, 기 아, 살, 거기, 거기. 살짝. 어? 됐어. 어, 됐어. 아. 아닌가 좀 달라. 이, 여기, 거기, 여기, 거기. 됐어, 됐어. 됐어, 비슷해. 여기 더 시작. 한다.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너무 작고. 괜찮아, 밑에, 밑에, 밑에. 맨 밑에, 맨 밑에. 밑에. 맨 밑에. 됐어, 됐어. 여기, 여기. 여기 깎자. 그래, 다 다듬어. 여기. <laughs> 언니 빨리. 나 다려. 정확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맨 밑에 간다. 됐어. 됐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좀 많이 깎은 것 같아. 괜찮아. 마, 차 언니 여기 좀 막, 이 많이 깎잖아요. 자, 밑에 많이 깎자. 어, 빨리 더 깎아. 그냥 많이 확 깎아 버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깎아. 괜찮아, 깎아, 깎아, 그냥. <laughs> 예쁜데, 우리 도자기가 더? 아, 또 방점이야? 어, 뭐야? 아, 많이 깠다. 많이 깠어. 그러니까 그냥 와. 야 모양 안 똑같은데. 아, 그다음 뭐예요 이거 네 인자부터 내가 하는 말 똑바로 전해라. 아, 코인이 달린 특별 미션에 도전이 가능합니다. 이거 이기면 3코인 주시는 거예요? 그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너무 멀어 어 <laughs> 미끼를 생켜버렸구그냥반 아, 사람 아니오? 땡 11시 25분에 재소전할수 있습니다 나 빠질 것 같아 나는 지금 거은목 생길 것 같아 뭐지? 그게 주먹이야 자 슬레이트 지아야! 아, 아, 네, 네, 네. 아,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최고 싶다 자.